삐! 이거 너 좋아하잖아 어, 뺏어갔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자르고 난리 났어, 서로. 터비, 이거 좋아하지? 어, 삐! 삐! 대안 뺏겨. 안 뺏겨, 안 뺏겨. 토피 거야. 토피 거야. 토피 뺏겼어, 토피. 몰카한테 뺏겼어. 연보해줬어? 여기 하나 더 있다. 몰 하나. 몰 하나, 토피 하나. <laughs> 좋아. 맥히려고 자자자자 여기 하나씩 해 하나씩 모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요거에 하나씩 하면 되잖아 아니야? 커피 그거 갖고 와꼭 야 가져야 돼? 뭐가 <laughs> 있네 저기 아이고 난리다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. 아우 차가라 아우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저기 갖고 왔다 장난감 내근처에서 갖고 놀고 싶어? 난리도 아주 그냥 신발 뜯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한테 갖고 왔어요? 아니요? 줬어 할미니한테 이거? 토피야 이거 줬어? 줬어 이거? 네? 고마워